그대에게 들을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들을 말 있네 나그대에 무너질 것 같은 사랑을 그대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때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문 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내 삶.